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제 트위터입니다. 오늘 엔제 트위터가 준비한 영상은 남편님과 남편님 친구분과 함께 리버헤드 쪽으로 나들이를 나갔는데요. 기대하지 않고 커피 한잔 마시기 위해 들른 곳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이라네요. 매니저의 도움으로 예약 없이 갔지만 밖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Wow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이라 그런지 뷰가 완전 끝내줘요. 자 그럼 그 뷰를 보러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The other thing is uh, if you want to order and pay now, I bring it for you outside. Okay. Is it okay? Yeah. But I need to do the payment now. Okay. Okay? Um, by the way, um, hello. I just, um, I just want to know whether we can make a film of this one. With the sorry? Uh, we are YouTuber. You know, a YouTube creator. I have, uh, you know, yes. my video, uh, YouTube account. We make a YouTube video. Yes. So I wait. I would like to make a film here. Um, not bothering other customer here. Uh, so outside, you mean? I mean, yeah, inside or outside. Uh, outside probably better because it's not, you know, I know, um, if you prefer not to film inside, because, you know, I don't know if people are happy to do that. Okay. But you can oh. do a nice film outside if you want. Just outside there. Yeah. Outside uh, on the deck. And also we will make sure never any people here on the video. We're going to blur them. Oh, We're yes, going okay. to blur them. So you you. Yeah, blur. oh, no, blur them out. No, no, no. Blur. You know, not clear. So that, yeah, unclear. Make them, you know, recognizable, not recognize, make them. My customers. Also, oh, <laughs>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진짜 멋있다 아저 끝에 밑에 힘드니까. 어우, 그쪽에 아무도 없어? Hey, man, hey, boy. You alright? 아니야. 가만히를 못 있잖아. 저기도 있네, 저거, 저거. 저것도 어디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이 좀 저의 건강 운동 직업 엄청 했어요 되게 지한 섹션이 되게 힘든 그 섹션 관리가 나와서 돼지가 일단 Quite more than one person saw that. Dank u, volhouden. Oh, it's 15 and uh, I was Ik how are you? 있는 음, 요 맞아,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주문만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바람 부는 거 엄청 한데 안정적이지 않고 거기 서 있지 말아라 괜히 또 지랄을 하는 거. 어우 여기 계단이 많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NG 트위터가 준비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강변 주점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